오늘은 아이패드로 다양한 표정의 인물을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다양한 표정의 인물을 그려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평소에는 사람을 많이 그립니다. 사람을 그리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한 가지 좋은 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죠.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 그리고 Procreate 앱을 이용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Procreate 앱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자동으로 녹화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물론 다른 그림 그리기 앱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용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모두 일어선 채로 그린 것인데요. 연필과 스케치북만 있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 그릴 때는 그림 그리는 과정을 촬영하기가 힘들잖아요. 최근에 스케치북이나 아이패드에 집게로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 하나를 구입했는데 문제는 거치대 크기가 너무 커서 이 거치대를 끼운 채 그림을 그리면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일어서서 빠르게 그림을 그릴 때 그 과정을 녹화하고 싶다면 아이패드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림 그리는 초기에는 스케치북과 아트펜을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때 그림 실력은 정말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정도였지만 어쨌든 실력을 늘리려면 도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을 그리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펜촉을 쓰지 않지만 당시에는 펜촉으로 종이에 만화를 그리던 때라 아트펜 덕에 펜에도 익숙해, 질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그림 연습하는 건 생각한 만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통수단이나 정류장 같은 곳에서 짧은 시간 동안 그림 그리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림을 그릴 때 원으로 형태를 잡거나 중심선을 그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건 먼저 그린 선을 다음 선의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그림을 그릴 때 기준선을 꼭 그리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익숙하지 않을 때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원으로 형태를 잡고 기준선을 그린 뒤 그림을 그릴 때도 제가 생각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먼저 그렸다면 그 눈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위를 그리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부위는 멀리 있는 부위보다 비율이 틀릴 확률이 적으니까요. 잘 그린 그림의 조건 중 하나가 비율인데 눈, 코, 입을 비슷하게 그렸더라도 위치와 비율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비율을 잘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눈 훈련입니다. 예전에 만화가 고 오세영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릴 도구가 없을 때는 눈으로 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하고 있고요. 다만 눈 훈련을 위해 사람을 관찰할 때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면 문제가 되겠죠. 오늘은 아이패드에서 다양한 사람을 그리는 영상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